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앙이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사너왜나못 아, 알아봐? 화장 안 해서요 <laughs> 언니 화장 안 해서 몰라 아니지 쌤아 안 알았어 오 어, 언니가 화장을 안 했어 <laughs> It sounds good right now after what we just experienced, doesn't it? Grilling out, lawns being mowed, and pools opening.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we expect with summer. <laughs>